네,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케이프 진흥원에서 어, 달스케이프 중점 업무를 하고 있는 윤태호 입니다 어, 오늘 시간은 제가 15분 시간을 마련데요 사회적 경제 소식에 도시인 참여 활성화 인큐베이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상황을 보는 걸 설명을 드리고 아무의 낙점 받는 경제, 경제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이부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보시는, 보신 부분은 이제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 실물적으로 보다 크게 네 가지 영역을 알아서 본다. 이제 사회적 기업과 백종자, 마을 기업과 자연기업 이렇게 크게 되게 보세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다. 분명히 많은 영역이 있지만 제도화된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 간단히 이렇게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각이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붙인 문서를 해가지고 이를들 뭐 조건이라든가 말기업, 조건과를 할 제대로 단라든가 제가 했는데요. 너무 나중에 참고가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 이 협동조합은 걸린 게 있다. 지금 등등문에 하는 걸린 게 있고요. 나머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일종의 뭐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뭐 라이선스 비슷한 그런 라이선스라든가 자격 이런 게 있죠. 그렇죠? 특정한 요건이나 정부에서 지각이 되면 이게 사회적입이나 아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협동작업은 법협격이기 때문에 협동작 형태로 말기업도 많이 있고요. 협동작 형태 사회기업도 있고 뭐 자활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협격, 법협격인 것과 아닌 것 차이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쓰면 되고 어, 하고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도시 제재가 이미 많은 분들 이게 앞서서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여기서 이제 굳이 뭐 말씀드릴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도시 제가 도시 제 유지를 부분은 제가 어, 제부인데 다만 이제 그 사회적 경제가 원래 도시 재생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앞서도 많이 이야기 나왔지만 어, 뭐 이게 사대 표를 보시면 그 거기에 대한 위기의 사상도 무시관되고 사회통합도 나오고 이 사회적 경계가 가장 이, 이 부분에 가장 그 위치관리 연관된 부분이 역시 어, 사회통합이라는 부분 어, 그리고 일자리 장점 이런 부분하고는 다시 경제가 경기 도시재생하고는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 이런 부분이 어, 논의되고 여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과거에 저희가 어, 보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재생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재생에 어떤 의의가 있고 뭐 어떤 의의가 있는가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어, 사회적 경제와 지역재생과의 연계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산 기반 재판소에 최대 등장을 했다. 그러면서 주민 참여형 도시내 모델이 확산되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굉장히 어, 중요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는 물리적 재생 위주의 사회적 어, 도시 재생이었다. 그래서 대규모 어떤 사업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지만 최근에 이제 사회 경제적 재생 어, 일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회적 경제로서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있는 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어, 도시재생사업 앞서도 부분과 연관되지만 어, 도시재생사업과 사회경제 활성화라는 굉장히 시너지가 좀 많이 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 활성화라는 누누이 이야기된 부분이지만 뭐, 공공 자성화라든가 지역 자산의 발굴과 활용 이 부분에서 사회적 계획까지 굉장히 어, 중요하다 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 앞서 말씀드린 뭐, 그, 물리적 자이 아니라 사회 경제 개선 또, 뭐, 또, 또, 뭐, 지역 자산의 발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역할을 하면서 지역 경제 지역 순환하는 경제 구축에 구축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찬가지 제가 대모을게 표시됐지만 어, 사회적게 말마스 동조합 이런 사회적이이 조직을 활용할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 도시 재생에서의 사회적 이기조 역할을 다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기조를 통한 지역 정책의 전환이다. 앞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반복되지만 중립주도의 지역정책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정책, 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규제 역할이 가능해졌다 이는 것이 있고요. 다만 도시 재생과 이제 사회적 어, 경제 선순환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어, 지역에 개발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를 기본적으로 지역에 개발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역에 개발한 사회적 경제가 즉이제를 구현한 통해서 비즈니스 계획가 생기죠. 여기서 비즈니스 계획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생긴 수익을 다시 재공급체가 가능한 어, 이런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동 회복을 할수 있다. 이런 부분이 선순환 구조로 선 선순환 구조로 자리 잡으면서 도시 어, 재생에서의 사회 경제의 중요한 할이 부합될 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굴 가능한 그런 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어, 예, 뭐 앞서 이런 그런 자유적 경제의 역할이 있지만 그 구체적으로는 결국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부분을 얘기를 몇개 했는데요. 물론 여기는 가능 아니겠죠. 가능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남아있는 것이 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도시민과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어떤 지역에 뭔가 대가를 강조한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지역 자산을 활용한 뭐, 문화 관광 부분 이제 그 저기 꼭 필요한 사회 서비스 돌보라든가 장비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 이런 부분 그 외에도 많은 어떤 그런 뭐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을 비롯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이해 토익이 도시생활 관련해서 예, 활용하고 바로해서 예, 활동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그 사실 이게 조직이 한 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동네 목수라고 하는 자유캠입니다. 예, 그 승북구청에 있는, 승북구에 있는 자유캠인데요. 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년도에 그 이 그 승북구청하고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집수리 같은 좀 말기업으로 이렇게 출발했고요. 2012년도에는 사회기업으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 대신에 마을 유지와 보존을 위해서 시하고 보합 학교를 가지고 집시를 통해서 주민들이 살 수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민그체의 역할을 이렇게 동시에 수행하면서 공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접을 이제는 이제 전세 임대용으로 리모델링하고요. 또 이제 마을가격 리모델링하고 마을가 리모델링해가지고 마 주민들 직접 운영하는 그런 일종의 미국 따지면 도시재생 회사 비슷한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자료 참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 진흥원 이제 한국 사회적 진흥원은 어, 사회적 기업과 노동조합의 물적이라든가 인과 지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어, 제도를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재생 유지하고 진흥은 어떤 협력이 가능한가를 크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분야, 진흥을 사고 잡 중에서 네 가지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되게 그리고 소셜 벤처 유승사 이렇게 어, 명량 강화 지원 인사직 기업 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social venture는 진흥원에사 하고 있는 어, 아이디어 공모사입니다. 어, 이 아이디어 공모사는 사회적 어, 사회적 사회혁 사회적 변화를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어, 공모해서 지금 시상하는 중인데요. 도시재생 분야의 그런 주민들이 굉장히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social venture의 업무에서 그런 가치를 인정받고 어, 이렇게 상을 받을 뿐 아니라 당국을 타파하는 그런 많은 기회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social venture는 저희가 연초 한 3, 4월 정도 항상 모아하는데요. 아, 이런 분야에 어, 관심이 있으신 그런 개인이나 어, 조직이 있다면 social venture를 social venture 제도를 어, 활용하시는 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어, 사기기업재능원의 예산의 제일 많은 부분이 육성사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 500개 팀을 저희가 어, 공모를 해서 어, 사파 자금 근데 3천만 3천 상당 만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어, 자격은 이제 그 창업 아이 그 창업을 위한 팀이나 또는 창업 어, 이내 1년 미만 팀이 이제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그걸 어, 하시면 초기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요. 네트워킹이라든가 공간, 멘토링 서비스습니다 만약에 도시 재생 관련된 그런 어, 팀이 해서 6,400 창고를 하겠다 아,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6,400 공고를 하시면 이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선정을 하게 되고요 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저희가 여태까지는 보시 자신 관련된 그런 장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아마 이렇게 되게 많이 많은 분이 모이시 것처럼 도시 그 사장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다른 팀들이 아마 의거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그 혹시 전에 가는데 그런 팀들을 작년에 이제 선발 하는 거고요. 아마 지금 제 공모가 장팀 공모 조 조만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 2월 말까지 선정이 완료되는데요. 혹시 이 부분 관심을 가지거나 주변에 있으면 그런 사업을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다음 영양가 가운데요. 진흥원에서는 뭐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 다양한 뭐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 뭐 네트워크, 공범에 팔로잉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지원이 소셜맨 지원 분사뿐 아니라 뭐 도시 재생에 관련된 사실 경제 조직이라면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 기업자인데요. 어, 사실 다 아시겠지만 사회 기업을 인정을 받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사회 기업 앞에는 어, 사회 기업 요건을 뭐 비록 다 갖추지 못했지만 국가를 준비된 뭐 팀들에 대해서 예비 사회 기업 제도로 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폭도 교통부에서도 음, 폭도 통동형 예비자립계획을 내년부터 운영할 어,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도시 아마 국토교통부형 예비자립계획은 뭐, 아마 도시 재생 관련된 그런 주제를 제일 많이 아마 이렇게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예비사직계획국토교통부에사는예비사직계획은 뭐 부처형이라고 해요. 지역계획보다 부처형이지만 부처형인데요. 네, 재료원에서 내년부터 구체형 예비사직결제로 직접 저희가 연구를 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도시생에 관련된 그런 예비사직결 제도를 차라리 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활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재료원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나중에 예비사직기업, 인증사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법제가 된다면 또 미국의 CDC처럼 지역개발에 나 같은 이런 형태로 도시재생을 미션으로 나가는 그런 조직 형태들이발생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은 진흥에서 지속적으로 어, 지원을 할 예정, 지금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그림은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지원 제도를 어,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제, 어, 지원 제도를 가지고 아마 어떤 단선을 단선 그러니까 꼭단선적 단선적인 행태는 아닙니다. 나 만약에 그 어, 도시재생 부분에서 자기 경제 조직이 도시 재생의 도시재생 반대이 되죠. 도시 재생 쪽으로 이말을 하겠다 했을 때 어떤 경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경로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했는데 물론 이, 이 한쪽 경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경로가 있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여기다 지금 경로로 제가 표시해봤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소셜 벤처가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분세 대상,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잘챙했는데요 소수분세 기능에 서어쨌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 같이 인정받는 게 어,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이제 소수벤처로 이제 입상을 하게 되면 앞서, 앞서 말씀드린 일선 사업, 창업팀 모집에 뭐 굉장히 유리한 점을 어, 제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아이디어 수준이든 아니면 팀을 결성하겠다는 그, 그 팀이든 아니면 예, 창업 1년 이내 도시재생에 관련된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수행한 어,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1년간 지원합니다. 그래서 유증사업 쪽으로 오시면 뭐 다양한 민간 자원 연계라든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뭐 제공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별히 뭐 도시재생 특화기관에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0 0개 팀을 지금 유사하지만 재무 지킬 다시라는 건 이번에 위탁 기관 조사입니다. 그 위탁 기관 중에서는 도시 재생에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어, 위탁 기관을 재생을 할 예정이고요. 어, 거기서 전문적인 서비스로 어, 예를 들면 뭐 법규라든가 어, 이런 뭐, 법령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중요한 서비스를 작업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업팀 어, 1년 지나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규모에 오르게 되면 아마도 그 다음에는 예비 사직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예비 사직 기업으로, 사직 기업으로 도시재생을 미션으로 가는 어, 그런 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예비 사직 기업으로 지정이 됐다면 어, 지원 1이라고 지원 1이라고 제가 표시했습니다. 다양한 중점적인 미션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일감이라든가 전민이라든가 어, 사교할 때 검정 가능적이 가능하고 또 제가 봤을 때 또 유명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지원 중에 하나는 아마 공공분해가될 것 같습니다. 네, 공고분해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형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를 아마 조를 하시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좀 더 많은 그런 어, 그 공생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 대기업, 뭐 민간 자원 인계라든가 세세 혜택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도시 어, 재생이 원래 노리고나가는 것이 사회적인 목적 그리고 그 기업으로서의 어, 지속 강화 이런 부분을 동시에 어, 추진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선택 가능한 마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질문 입장에서 저희가 마지막 정리해 보는요 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도시재생 상위에서 과제니까 그래서 그부분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그 자유경제 조직의 영향하고 약간 감독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쭉 보면 사실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은 많이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을 만족하나 그게 영향력을 아직도 들어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많이 한번 과제로서 설정했고요. 두 번째는 중간 지원 조직이 좀 더 강화되고 뭐 전문성이 더 있어야겠다. 사실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어, 공공이나 공공원 연결과 시민 활동가들 연결 사이에서 중간 그 중간 그 매개체로서 네 중간 제도들이 굉장히 중요성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 제도들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 중국이 굉 그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뭐 사회적 기업 어, 중간 지원 기관들이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많이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져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위주 어, 기본적으로 일자리 위주인 사회적 노력이 많다. 경찰이 많이 투명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주 쭉만 나가겠지만 공동 살상라든가 삶의 질 자산 같 되는 분야로 어, 그 많은 사회적 기술들이 모델을 당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에는 이제 지역 자산을 활용한 사회적 기술이 구성이 필요하다. 이거 위해서 인적 자원이라든가 지역 내 자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발굴하고 정보를 쌓고 활용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겠다. 어, 이런 계획에 서 이걸 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속 가능한 그런 곳이 되는 분야 사실 기술들이 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는 주관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 제공하고 물론 이 질문으로 이런 주관 지원들이 계속하는 수사가 고